지난 동영상에서는 결투장 용병 등급표와 리세마라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위 오른쪽 카드를 눌러주세요. 등급표의 영상은 무엇을 키울까에 대한 물음의 답이었다면 이번 영상은 인기용병을 어떻게 조합할까 라는 물음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조합표와 등급표를 다 보셔야 감을 잡으시겠죠? 우선 1위부터 500위까지 단장님들의 조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군집 분석 tool 중에서 K-means 기법을 사용한 결과 크게 4개 조합으로 나뉘었습니다. 대표용 병으로 조합을 나누어 보면 벨페른 조합, 마모니르 조합, 그라닐트 조합, 아스모드 조합이 있습니다. 벨페른 조합은 1위부터 500위까지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스모드는 25%, 마모니르는 13%, 그라닐트는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벨페른 조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6%를 차지하는 만큼 제일 일반적이고 범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벨페른 user가 사용하는 용병에 대해서 top 15를 알아보겠습니다. 벨페른 user의 1tier로는 루시우스가 86%, 폭시 86%, 월야 79%, 페나카 76%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티어로는 라우라 43%, 발제 41%, 세일르 37%, 아론 34%, 레비아 34%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3티어는 비렐미나, 아나스타샤, 세레스, 알렉, 릴리안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ranker로는 조사 당시 69위였던 나루토님이 있겠네요. 대개 구성을 보면 라우라가 월야 및 탱커 라인에 번개보호막을 걸어둠으로써 적 딜러를 같이 죽일 수 있도록 하고요. 월야, 베나카가 아군 딜러 3명을 지원하고 벨페른을 제일 앞단에 배치해서 아스모드 카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모드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모드 조합은 약 1위부터 500위까지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스모드 user의 1tier로는 루시우스 91%, 월야 87%, 비렐미나 77%, 벨펠은 65%, 라우라 60%를 사용하고 있고요. 2티어로는 세이르 44%, 발제 42%, 베나카 35%, 레비아 3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티어로는 세레스, 아나스타샤, 에딘, 하냐, 아론, 지그문트를 사용 중입니다. 대표적인 랭커로는 151위의 델미님이 있겠습니다. 벨페른 조합같이 워랴, 라우라를 사용해서 적 딜러진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아스무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비렐미나와 후방 딜러 하냐를 동시에 기용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네요. 게다가 레피테아, 벨페른을 전방에 배치해서 적 아스모드로부터 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모니르 조합을 보겠습니다. 마모니르는 2월 28일 패치부터 급상승해서 2월에는 그라닐트 조합보다 많은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모니르 유저의 1티어로는 월야 67%, 비레미나 53%, 라우라 46%를 사용 중이고요. 2티어로는 벨페른 44%, 루시우스 42%, 폭시 42%, 베나카 42%, 아이돌린 42%, 로안 36%를 사용 중입니다. 3tier로는 에딘, 레비아, 알렉, 아나스타샤, 세레스 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ranker로는 98위 라이브라님이 있습니다. 월야 라우라는 전 조합 동일하게 있고요. 진과 폭시의 반격딜러 기용으로 적 용병을 데려감과 동시에 아이돌린의 공격 buff를 강화시켜 마모니르를 딜탱처럼 사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라닐트 조합을 보겠습니다. 그라닐트 조합은 방대계 대표적인 조합으로 현재 1위부터 500위까지의 7%를 차지하고 있고요. 1tier 용병으로는 레피테아 83%, 레클레스 78%, 베나카 68%를 기용 중입니다. 2tier로는 세일을 56%, 베펠은 52%, 스텔리아 52% 그리고 3티어로는 루시우스, 발제, 비레미나, 루토, 레비아, 폭시, 아론, 요한, 아나스타샤를 기용 중입니다. 대표적인 랭커로는 91위 포지션님이 있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레피테아의 글러티 부여, 그라닐트의 해로운 효과 반사, 요한의 도발 부여로 적을 자멸시키는 게 주요 전략이고요. 나머지 딜러 탱커는 부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까지 2월 28일 어둠의 아이들 패치 후 결투장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브라운더스트 user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 이번 영상까지 준비해봤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피드백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합별 세부 분석과 카운터 덱 구성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다음에 봐요. 안녕!